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제가 저번에 올렸던 다이어리에 관한 영상에서 어, 많은 분들이 다이어리 쓰는 습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어, 저 나름대로의 다이어리 쓰는 팁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기를 쓰는지 그리고 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 저는 딱 몇 시에 일기를 쓴다 이렇게 정해두기보다는 패턴을 정해놓고 일기를 쓰는 편이에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기 직전에 일기를 쓰거든요. 지금 딱 이 상태에 침대에 누워서 일기를 쓰고 바로 잠에 드는 편인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양치 안 하고 자면은 찝찝하듯이 일기를 안 쓰고 자면 하루가 막 안 끝난 것 같고 뭔가 좀 찝찝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패턴화 시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습관을 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 쓰는 시간은 한 짧게 쓸 때는 5분, 10분? 이 데일리 칸에 이렇게 쓰는 거는 진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어디 갔고, 뭐 먹었고, 어떤 걸 느꼈고 뭐 이런 거 쓰고 이번 달에 해야 할 것들 일정 관리? 이 정도만 하면은 금방금방 쓰기 때문에 네, 시간이 딱히 오래 걸리는 느낌은 없었고 제가 다이어리를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들고 다니면서 제 일정 관리하는 정도로 쓰고 나중에 봤을 때 그때 하루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상기시키는 정도만 쓰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게 뭔가 좀 특별한 날이나 음, 어, 느끼는 게 많은 날, 생각이 많은 날 그런 날에는 이 스타벅스 일기장에 진짜 길게 적는 편이거든요. 이건 한 20분? 30분? 꽤 오래 적는 편이에요. 일기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모두 저처럼 이렇게 길게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면 일기 쓰는 습관 들이는 게 진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 길게 일기를 잘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제가 회사 들어가고 배웠던 것도 많고 여러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뭔가 쓸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매일매일 썼던 거지 원래 저도 이렇게 하루 일기를 길게 매일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쓰는 건 꼭 필요한 날, 내가 쓰고 싶은 날만 쓴다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가 매일 똑같은데 어, 음, 떤걸 일기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아침에 학교 가고 밥 먹고 수업 듣고 야자하고 집에 오면은 하루가 끝나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뭐 쓸 게 있겠어 이러고 일기를 안 쓰고 넘어갔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한몇년 지나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기억이란 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잠겨있던 기억들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옛날 기억이 다 떠오르거든요. 그 정도 한 줄, 두 줄만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 같아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특별한 일, 뭐 좋은 일 이런 것만 적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뭐 오늘 어디를 갔고 뭘 먹었고 그랬는데 내 기분이 어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기록해보는 식으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적을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세 줄 감사일기라고 한 줄씩 적고 있어요. 어, 이게 왜 쓰게 됐냐면 인터넷에서 봤는데 사람이 불행한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하루에 좋았던 점, 감사한 점을 억지로라도 찾아서 기록을 해두면 점점 긍정적이고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진짜 <laughs> 부정적인 사람이라 쓸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뭐, 뭘 먹었다, 음, 뭐 뭘 받았다 뭐 이런 거밖에 안 썼는데 억지로라도 좋은 걸 막 찾아서 쓰게 되니까 나중에는 막 별게 다 감사해지는 날씨가 시원해서 좋았다 오늘 낮잠을 아주 개운하게 잤다 오늘 기분이 좋았다 뭐 이런 것까지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적으실 게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 줄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 기록하는 양을 늘려가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또 이렇게 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점점 칸이 모자르고 이렇게 끝으로 글씨가 삐져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일기가 결국은 나 자신과의 대화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할 말이 더 많아져요. 칸이 넘어가면 보기도 싫고 좀 사적인 내용을 많이 담을수록 이제 이거를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 약간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왜 다이어리를 두 권으로 나누기 시작했냐면 어, 한 권에다가 진짜 사적인 내용들을 다 썼거든요. 내가 오늘 뭐 느꼈던 거, 오늘 기분이 나빴고 그때 꿈은 뭐고 이런 남이 보면 약간 오그라들 수 있는 내용까지 다 적어놨는데 이거를 친구가 몰래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 스트레스럽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어, 두, 그때부터는 일기장을 두 권으로 분류하고 한 권에 되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이런 긴 데일리 노트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어,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특별한 일, 뭐 슬픈 일, 기억하고 싶은 일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길게 기록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되게 단편적인 그런 순간들만 기억이 되고 흐려지잖아요. 근데 기억이 되게 생생했을 때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를 갔는데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그런 걸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주시면 나중에 봤을 때 진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써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고 계속 기억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쓰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길게 쓰기도 하고 어떤 영화나 책을 읽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 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길게 적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일기장이 하루에 어떤 사건을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하루 내가 느꼈던 기분? 생각 이런 걸 기록한다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공연을 못 뭐 보러 갔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길게 쓰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씩 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적인 일기장을 만들어서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댓글로 저랑 비슷하신 분들을 몇 번 뵀는데 사람이 어떤 감정이나 뭐 기분? 이런 게 격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그 감정을 누구한테 얘기해서 막 해소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뭐 친구나 가족이나 뭐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아 내가 무슨 일 있었는데 막 어땠, 어땠고 어땠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내 생각을 막 쏟아놓고 그때는 뭔가 후련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 그 말은 하지 말걸 아 괜히 말했다 이렇게 후회한 적이 저는 많았어요.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싫어서 그 말을 조금 참아뒀다가 집에 와서 일기장에서 스스로 대화하면서 해소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네, 남한테 막 쏟아내지 않고 스스로 정리해가면서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어찌됐든 마침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다 보면 저도 모르게 결론이 나 있어요. 생각이 말끔하게 딱 정리가 되는 그런 기분도 좋았고 밖에 나가서 말실수하는 일들도 적어지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일기 쓰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일기장을 두 권을 분리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름의 팁이겠죠, 이게? 그리고 막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며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며칠 쓰고 막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이어리를 화려하게 꾸미는 편이 아니에요. 사실 스티커도 잘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진짜 깔끔하게 하루 스케줄만 적는 편이에요. 들고 다니면서 일정 관리하기에는 정말 좋죠. 저는 이렇게 포인트 되는 스티커들만 구매를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날이나 기억해야 될 날? 이런 식으로 테이프?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만 붙여놔도 포인트가 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뭐 다이어리 꾸미는 거는 딱 이 정도에서 끝내는 편이에요. 내 일정만 간단하게 줬고 그 일정이 소화가 되면 체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봤을 때 유치하지도 않고 다이어리 꾸미는데 크게 스트레스 받거나 힘을 빼지 않아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스티커는 이 댄스 스티커도 좋아해서 노트북이나 다이어리에 붙여놓고 꾸미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을 시작할 때마다 제 소소한 목표들을 이렇게 써놓는 편이에요. 대단한 건 없고 그냥 책 많이 읽기, 뭐 살 빼기, 그달 그달 이루고 싶은 목표들 이런 걸 쓰고 체크가 되는 거는 이런 거. 못 이루면 다음 달로 넘어가서 또 적어놓고 그런 식으로 쓰, 쓰는 편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말씀드렸던 감사일기 쓰는 거는 이렇게 진짜 별것도 아닌 근데 쓰다 보면 음. 확실히 전보다는 소소한 거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다이어리 쓰는 팁? 별거 아니지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행동 패턴을 정해두고 다이어리를 써라. 두 번째, 특별한 일, 써야 한다, 길게 써야 한다. 예쁘게 꾸며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을 버린다. 세 번째는 점점 기록하는 양이 늘게 되면 다이어리를 두 권으로 분리해서 써라.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